당신의 척에 베팅하라 최강 보컬을 뽑는 피커들의 베팅 브라운드 아티스트 빅리그 슈퍼루키 MC 자, 지난주에 16명이 1차 경연을 하였고요. 그중에 4명이 탈락을 하고 오늘은 12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총 4조로 나누어서 경연이 진행이 되고요. 한 조에 1명씩 4명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. 노래만 잘해도 천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표만 잘하셔도 천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조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Oh, b a b 사랑아, 이제 그만 나게 돌아와줘. 장난처럼 그렇게 돌 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조삼모사조인데요. 조삼모사조분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있어주면 돼 그 모습 이대로 사랑한단 말하면 정말 녹아오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알랑거려서 조로 분들 지난주에 죽음의 조로 불렸던 분들이시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망의 불꽃통 달라져버린 시간 돌릴 수는 없 마지막 조입니다. 깊은 산속 옹달샘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몸이 바뀐 때도 내 마음은 여기 일점오점 가슴이 그대를 알아보네요